If I go back 한여름밤 그 백석동에 외로이 남겨진 네 곁에 난 돌아갈게 hey. b 시간이 흘러도 결국 변함없는 내한 가진 Oh I love I love you so much my baby 꿈꿨던 romance 즐겨 듣던 그 노래 여 말투 하나하나 기억나네 모든 게 기억난다면 거짓말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So I love I love you so much my baby 환히 웃고 있는 작은 소년과 소녀 추억들은 아직 그 자리 그 약속게 너와 나의 romance 가는 중에 내게 오래 전에 그 추억들 하나하나 담아 Wanna romance yeah. 진심을 담은 고백 노래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줄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또 계절이 변할수록 난 추억 속에 물들고 마침 마음은 텅 빈 가방 놔두고 온 것들이 많았나 모두 다 너에게 찾으러 갈게 그 백성역 앞에 7번 출구로 지나서 한때 줄 알았던 너를 만나러 여긴 여전하네 달라진 거 하나 없이 아주 여전해 오래 기다렸지 내가 미안해 네 앞에 와서 난 이제 말할래 So I love you Girl I love you so much my baby 음, 환히 웃고 있는 작은 소년과 소녀 추억 들은 아직 그 자리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랑해줄래 널 한없이 난 여전히 변함 없이 I love, love it so much baby Oh romance 기억해 너와 나의 romance 가는 중에 내게 오래 전에 그 추억들 하나하나 담아 I wanna romance yeah. 진심을 담은 go back 노래 해줄래